가로수길에 있는 꽈란다오 자 고수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집은 그, 더 달라 그러면 충분히 더 주시고요 자 요게 이제 분깐조라고 태국식 쌀국수 똥양 쌀국수입니다 똥양 쌀국수 근데 어 냄새가 <laughs> 원래 저도 똥양국 을잘 못 먹었는데 그 정말 태국 에 가서 맛있는 집에 가서 딱 한번 먹고 어 맛있다 느끼고 먹기 시작했어요. 네, 말 그대로 똥양국에다가 쌀국수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똥양국보다 조금 국물이 연해요. 근데 이 집은 그냥 호불호는 충분히 갈릴 겁니다. 아이고 예. 제가 이제 <laughs> 막 요게 조금 새콤달콤해가지고 사리가 걸렸네요 제가 <laughs> 자새우실라고 토마토도 이렇게 길게 긴게막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아, 그만큼 재료는 아끼지 않는 집입니다 이 집이 어묵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잘 먹는데 중케이는 아직 그 시골에라서 <laughs> 잘 못 먹더라고요. 촌놈입니다. 촌놈. <laughs> 요거는 이제 호치민 쪽, 호치민에서도 조금 남부 지방에서 나오는 호띠우라고 일반 쌀국수하고는 좀 틀려요. 일반 쌀국수는 이제 고깃국물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고기 국물에 해산물까지 같이 섞여 있고 표현을 하자면은 어, 수프 맛이 좀 나요. 그래서 어. 좀뭐 고깃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나라 라면 수프 맛은 아닌데 수프 맛이 좀 난다 요런 느낌 드는 쌀국수입니다. 술 먹은 날은 제가 여기 와서 기본 쌀국수인 포보를 먹고 술을 안 먹은 날은 요 호띠우를 먹습니다. 얼큰한 거는 아무래도 포보가 낫겠죠? 아 여기 분자 여기 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MI보다는 여기 분자가 훨씬 맛있어요. 음. 적셔서 먹어도 되지만 여기는 같이 다 넣고 섞어 먹기 때문에 소스가 훨씬 더 많이 배고 거기다가 조금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분자가 맛있습니다 음. 이거 겹쳐서. 음. 음. 오, 음. 음. 진짜 맛있어요, 진짜. 오, 어, 제가 좋아하는 반미입니다. 빵이 또 맛있어요, 이 집이. 자,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어, 빵이 아주 바삭바삭합니다, 이 집이. 자, 이 집은 꼭 나는 이렇게 벌려서 벌려서 고수를 더 넣습니다, 고수. 고수를 더 넣고 어, 어 소스 좀 더 넣고 음 여기가 진짜 베트남 현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베트남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베트남보다 저는 이 집이 더 맛있습니다. 그리고 고수는 필이 더 많이 넣고 소스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원래 입이 작은데 <laughs> 배가 고팠는지 아주 <laughs> 그리고 속도 뭐 많이 들어가 있진 않는데 조합이 아주 잘 맞아요. 반미는 정말 이 집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짜조가 또 맛있고 실하죠 근데 꼭 상추랑 상차이랑 같이 싸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상추 넣고 고수 고수가 들어가야 돼 음. 꽈난다오 맛있어요 이 집 맛있는데 장사로 봤을 때는 이제 상호를 조금 잘못 지었어요 꽈난이 이제 식당이고 다오가 복숭아인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정우반한테 물어봤더니 단순히 사장님이 복숭아를 좋아한대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<laughs> 좀 뭐지? <laughs> 이런 느낌? 아 이제 장사에서는 이제 뭐 베트남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서 이제 상호를 지었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베트남어로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익숙한 그런 상호를 지었으면 훨씬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맛 자체는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맛집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